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.

아는 전화 받으신 거죠? 아니 양자로 전화 받았는데 여기 있다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아유 그러시오 이상한데 이제 좀 먹은 사람들이다. 내외다 지금 이제 좀 먹고 내려오는 거야. 이제 좀 먹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시간시 몰라가도 거기까지 따라 올라간 거야. 나무 문제, 나무 문제. 야, 우리 나이 한 살 차이가. 1년 차이로 그쪽이 못 올라. 하나 주세요. 맛있어. 응? 그때 올라온 데 벌써 몇년 됐는데. 아니, 안전하고 거기서 여기,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. 저기까지 갔다, 전화 갔다 보니까 올라갔어. 대단하시네. 아이고, 저리까지 갔어, 내려와는 어, 저리까지요? 어, 혼 저리까지 올라간다 장난이 또 올라오시고 저리까지. 여기까지. 그 날짜 모르나 이만 그냥 뭐라 이게 이거 뭐 여기지 않나 땀이 나가지고 아침 한 여기 이곳으로 갔다 왔나? 여기 이곳으로 갔다 왔나? 서울 때문에? 어, 지금 보고 왔어. 아.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회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침묵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대장 집사님과 또한 임역원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이렇게 함께 우리와 같이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. 그 수고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.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삭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생업 속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내어 주시며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더,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봉사할 때 함께 하시고 더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더 활발히 하며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아야 주옵소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. 감사합니다.